바뀌었어. 니네 프로게이머 뭐 선배들한테 선배라고 부르냐? 선배님이라고 불러? 저는 선배가 딱히 그, 딱히 그 없어요. 그렇게 없어요. 아이디로 불러 아이디로 근데 별로 이윤열이나 박정현 이런 사람들은 선배인 거잖아. 이윤열은 못 봐서 모르겠고 아 같은 게임단에 너무 호칭이 너무 막 나가는데요? 그 이윤열은 못 봐서라고 하는 <laughs> 아니 그 박정석 감독님은 그 감독직에 계시고 약간 방금 실수한 것 같지 않아? 방금 실수한 걸 거야 아마. 누군될 거야. 저, 음. 저희보다 먼저 데뷔한 <coughs> 막 선배님들이 있더라도 딱히 막 음. 선배님이라고 부르고 막 그러진 않죠. 아, 그 종목은 다르지만 어쨌든 e스포츠라는 선배님인 거죠. 어 그건 맞는데 정말 정말 보기 힘들어. 다 이거 이말아 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만난 적이 없다는 거지. 예. 만난 적 자체가 없으니까. 음. 연습해. 혹시라도 볼 수 있잖아. 그러어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laughs> 진짜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외로회를 잘하는 팀으로서 그런 것좀 내가 좀 타의 모범이 돼야 돼. 혹시라도 만약에 은퇴하신 선배님이나 어디 다른 일을 하고 있는 선배님이나 음. 뭐 이런 선배님 보면 선배님이라고 음. 얘기를 하는 게 너희들한테도 좋아. 맞아요. 확실히 어. 선, 선후배 관계가 그럼. 있어야지 좋은 거죠. 그럼. 선배라고 해. 아니요, 얘가 선배야. 누가 마음이야. <laughs> 얘가, 얘가, 얘가 제일 선배고, 다 얘가 제일 선배. 이거 선배라고 해보세요. 아니 직장이 다르잖아. 너 나직이었잖아. 에이 그럼 나직지 MBC 그 게임이었던 거? 그런 사람들은. 야, 그러면 다른 직장에 있다가 이직을 했는데 그러면 오래 했다가 선배라고 불러? 같은 종목이잖아. 같은 종목일 수도 있지. 그럼 너 너는 왜 나보고 선배라고 불러 그래? 어? 여러분 MBC 뭐 게임이 아 아니 그거는 너는 팀워크 좋진 않아요. 말해봐 말해봐. 너는 SKT에서 내가 선배잖아. 어? 아니야. 야, 야 그럼 다른 게임단에 있던 스타크래프트 하신 사람들은 그럼 전부 다 후배야? 그분들은 안 들어오지. 들어오면 후배라고 안 하고 할 거야? 아니 그니까 선후배 관계가 되면 그렇게 돼. 야 그러면은 만약에 아니 아니 아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정확하게 알어 박영호 기사님 우리 팀 코치로 들어왔어. 그 후배님이라고 그러고. 이 후배님 아니 그건 아니지. 야 그거는 선수 선수가 아니잖아. 아니 그러니까 넌 만약에 만약에 진호나 네. 요한 씨가 네. SK 팀원 선수로 들어왔어. 에러백 는 선수 들어왔어. 네. 그럼 후배야? 아 근데 그럴 일이 없어요. <laughs> 아, 네, 네, 네. 그럴 일이 없어. 좀 자기성 있게 어. 이영호가 이번에 은퇴하면서 에러 어. 준비한다 그랬어. 어. 이영호 우리 팀 오면 후배야? 어, 어. 떻게 생각하세요? <laughs> 그건 걔가 프로게이머로 시작한 게 그러니까 언제냐 프로게이머로서는 선배잖아. 넌 더- 그래. 더 이상 말 프로게이머로서 선 선배라고. 그래 프로게이머로서는 선배인데 선배야. SKT에서는 그러면 내가 그러면 네가 선배야? SKT로서는 내가 선배인 어? <laughs> 나도 선배고 너도 선배네? 어? 나도 선배고 너도 선배네? 야 프로게이머로서 선배가 선배고 어, 프로게이머로서는 선배지. 네가 아니래. 네가 선배네 그러면. 그러면은- 아이 있는 거 알아요 지금? 어 아, <laughs> 지금 어차피 뭐 장난으로 하는 거아니에 네. 아? 아 그러면 오해하시는 분들은 없어야 됩니다 저희 항상 이렇게 놉니다 특히 재환이가 이윤열이라고 한 거는 <laughs> 절대 윤열이를 뭐폄하거나 낮게 봐서가 아니라 얘기하다 보니까 그냥 네 그렇죠 요새 하스스 저분들, 저분들도 울풀풀 이거 아니야 그럼 그래요 요새 이윤열님 방송을 제가 잠깐 보는데 하스스톤 방송 정말 열심히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거를 뭔가 이렇게 이게 좋은 거라니까 그게 뭐냐면 이윤열님, 이윤열 형님 이런 거보다는 어차피 니네는보다 뭐 아. 프로그램을 먼저 했잖아. 까 그러니까 이윤열 선배님이라고 얘기하는 게 좋은 거야. 아 근데 나 이제 선배님이라고 어. 부를 거야. 안면을 본 적도 한 번도 그래도 선배님이야. 봐봐. 느낌이 좀 예를 들어서 예. 가수 애들이 예. 가수 애들이 방송국에서 날 처음 봤어. 예. 얘네들 지- 데뷔하는 애들이야. 나는 방송 15년 차야. 오, 어. 그럼 얘네들이 날 뭐라 불러? 선배님. 선배님이라고 불러. 선배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불러. 가수고 나는 가수가 아니고 그리고 처음 봤고 나는 15년 전에 데뷔고 얘는 이제 15년 이제 올해 데뷔하는 이제 그래도 선배님이라고 불러. 음. 그게 결국은 위계 질서야. 음. 연습해 볼까. 저기 쓰는 거 아니야 사람들? 이보세요. 아저씨 아저씨 아재 아재 아재.